끝까지 뒤집어 뒤집어 뜯는다 웬일로 우와! 와 이번에는 대성공인 것 같은데요? 와 아, 대박이다 둘다잘 먹어 응. 오 퀴즈니까 나온다 있다 있다 있다 제가 이제 딱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되는데 맞지? 그 정도면은 오빠가 자세 들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지? <laughs> 이게 저런 거다 알이라고? 우와 대박이다 조심해. 안녕. 어디든 고양이는 있구나. 낚시 가는 곳엔. 과연 오! 어? 오, 꽤 많다! 꽤 많지? 오, 어, 여기 왔어요, 고양이 옆에. 애기다 애기 어 이양 하면서 우데뭐 달라고? 지금 깨는 뭐 깨는 이 먹잖아 오 그래도 꽤몇개 된다 그래도 음좀 넣어놔 아직 오 있다 있다 다섯 마리? 오 다섯 마리 있다 그래도 몇 개나 잡혔다 <laughs> 어 그러니까 애들 맛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다 도루묵이 인기가 많네 어, 라떼인데 어떻게 여기로 간지 모지네 오빠 이것도 먹을래? 거동 이거 뭐야? 이거 관심 없어? 여기 관심 있어? 관심 없어요? 아, 관심 <laughs> 없어 그런 거 알도 먹었어 뭐 어 알도 맛있나 봐 Thank you. 여태가 흘린 부스레기 돌체가 좀 온데 부스레기 먹었어 Thank you.